저는 평소와 똑같이 열심히 컵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으로요. 그런데 어느 날 시은이에게서 DM이 왔습니다. 부산대회 브이로그를 찍어달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평소처럼 대회를 그리워하던 중 선주 언니가 대회에 나간다는 것을 알고 선주 언니에게 브이로그를 찍어달라고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착한 선조 언니는 알겠다고 했고 저는 너무 기쁜 나머지 그만! 저는 선조 언니를 공주라고 평생 부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뻥이고요. 그냥 브이로그 보시면 됩니다. 또 스테커라면 기업액 아닙니까? 아주. 와서 계속 먹었어. 너무 힘들어 애들이랑 할리갈리 하려고 당근에서 방금 할리갈리 겟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호텔은 오션뷰? 아니죠 <laughs> 그런다고 시티뷰? 아니죠 컨스트럭션 뷰입니다 <laughs> 아, 지연이 야 지연이랑 걸어가고 있는데 개멀어요 세상에 어, 띵댕 카메라 어, 연세네 나 이제 한 아, 1차식입니다. 1라운드 차식입니다 자, 실격이 나오는 순간 바로 멈추시고 실격 사연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수는 양기반, 자, 출발해서 부정수단 또는 컵. 친구가 지금 헷. 비메비메 마스크를 끼고 있으면 유진이도 그 성인들. 네. 저도 저도 이제 몇명세명 정도 남았거아 네, 다, 다 여자예요, 다. 내 거야? 시은아, 우리 이거 먹는다? 맛있겠지? 채영아 또 해줘. 봅니다. 그리고 앞에서 sequence 위반 페널티 포인트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자, 하이브리스 하이브리에서 ready, set, go! 자, 이번 치료보다 늦게 출발해도 페널티 포인트를 받고요. 반대편에 넘어가도 페널티 포인트를 받습니다. 라인을 밟아도 공간을 찍고 있고요. 먼저 출발을 해도 공간을 찍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위 선수입니다. 남원주 중학교 최민희 안양중학교의 정현입니다. 삼성사 연수씨 연습 쪽은 네, 김채식 역시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지 키로 둘이 똑같으니까 찍어아 알았어 알았어. 아니 어디 찍고 가려고 찍을 것 같아. 아. 자, 아, 거기 빠지면서 보겠습니다. 1차 시기 준비된 스태커부터 시작하세요. 아! 네.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아, 하 진짜 하고 있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아 내가 먼저 봐? 아, 그들만의 리그. 잠깐만, 이거 뭐야? 잠깐만. 야, 굳이 나도 이거 이상한데? 아, 이거 뭐야? 잘못, 이거 돼지, 아, 돼지 나오고 원숭이 나오고. 커스텀이 되네. 아, 지그지 맞지, 맞